블랙라이더를 잡아야 되는데 일반이야 여긴 지금 본 거 아니고 엄마 어, 엄마 뭐 별관이긴 별관인데 별관 2층에 가야 돼서 아 여기가 아니네요 여 아니고 그 어디지? 내려오기 전에 이제 세큐리티 아 그니까 러 세큐리티는 넘어와서 저긴 저 바뀌잖아 여기로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뭐 절대 용도라든지 뭐 이런 거 쓰는데 일단은 뭐 지옥천이 쓰 연결만 하면 뭐냐 잠정 쪽으로 가고 변경이잖아 잠깐 빼고 나중에 올게 아마 테라스 내리고 해야겠다 주력 스킬 빈결인데 아무 힘도 없는 것 건가 애기운이 정격 약정이여서 아 원래 레드라이더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 일단 보통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깜빠했네 지옥층 아직 그 테이블 못 찍어줘야 돼모 이길 정도 아닌데? 근데 이 가끔 내기운들이 이제 테트라 칸을 써서 굉장히 짜인 거거든요 어... 어... 이러면 안되네 어... 규사람도 큰일났다 아 이거 무조건 레드라이더 Podcast. 진짜 근데 인수랑 됐어요 근데 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어 아우 난 죽으라고 됐네요 잘 됐네 됐어, 가 없네 음... 모르겠네요 여기로 야되는 네. 원래 레드라이도 그냥 쇼크웨이브로 턴 돌면서 쉽게 잡았을 텐데 그럼 일단 페일 <clears throat> 라이더는 마찬가지로 이제 빈결이니까 말이세요? 빈경을 일단 막아주고 덤뺄게 파마로 남극이랑 아, 리바운드가 훨씬 나왔구나 얘네가 무슨 스킬 쓸지 몰라아 어, 뭐. 석화 되면 대문제포 맞고 이제 죽는 거야? 대박이다 어, 약간 좀 당스러워서 석화동야 베스트 크라우치 오르미나 뱅을 영면의 욕수로 그럴 수 있겠죠 뭐 하나 정도 괜찮아요 이와 그럼 이거는 아무리 지어보자 아 본체가 안나와 본체가 뜯어야지 难过。 이제 유스가가 어, 와가치를 이제 노리려고 미운하죠 그래서 습격한 상태예요 이제 막 만의 가타들이 다 지금 좀 약간 되어있고 어, 아, 지금 이 악물기가 일단 칸이 칸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칼러스를 구하면은 이제 뭐 저기 무료 스킬들을 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잡으러 갔고 일단은 뭐 이게 이제 3계층까지인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네, 않는 것 같아요 복잡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거의 뭐 외길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어. 일단 이 터미널이 보시면 맞는 거고 일단 뭐 지금 저장하진 않을게요 아이고 이프리트한테 갔다 와서 다 샀어요 네. 막았다 막았다 원래 택도 없었는데 이제 칼러스랑 군다리만 뭐 구하면 되니까 군다리야 저거 악마 맡겨두고 삼칼파랑 사칼파 원곡으로 칼파하면 되고 Thank you. 아니요 무시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대천사 들어싸워볼것같는데 어, 어쨌든 어, 파마는 이제 무조건 깨야겠죠 빙결이 약간 아 근데 뭐 지금 빙결 껴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대천사 3인방 중에 빙결 쓰는 애들은 없으니까 네. 저희 뭐 파마는 데리고 있고 아 근데 나머지가 좀 조합을 너무 막혔나 사실 음, 아 모르겠네 제천 대성 들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레드라이더 빼고 뭐 탈옥하자 더 써줄 수 있으니까 하나의 조합을 잡았네 그, 그래갖고 이제 대천사 애들이 화염, 충격, 정격이 이제 대부분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빈결 마법 또는 물리로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라파 애들 가장 최우선을 처치해야 되고 이전까지 이제 요스가를 부정했었기 때문에 선택 문구도 없이 이제 이렇게 됐고 네, 약간 싸움 돼 싸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 아무튼 뭐 이렇게 된거 하도록 하고 어, 뭐 다소 회원로 그냥 가긴 가야 되는데 아랜덤하죠 아이 테트라칸도 쓰야 저거를 두 번 쓰면 자비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이때는 버프랑 디버프 거는 쪽으로 할게요 자, 어, 요런 식으로 5분 들린것 같던데 다음 편에 이제 그거를 안 쓴다는 가정하에 좀 작사를 내고 싶은데 오케이 파마 반사니까 이번 좀 제대로 위험할 텐데 아 이게 이 다밖에 안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아 솔직히 미칼이 소환해갖고 좀, 너무 좀 자비가 없었긴 했는데 이렇게 좀 진행을 빠르빠르게 해야 될까 처음 이제는 뼈우린 좀 빼고 나중에 카코쿠치 탑 가면은 쓸만한 게 그게 더 많으니까 네, 저기가 더 많아 근데 이렇다 해도 막진 못해요 네, 어쨌든 막진 못하는데 뭐 그렇다 해도 잡아두고 긴자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긴자는 이제 긴자에서 나가서 제2 엔트런스 거기 북쪽에 있던 유시마역으로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도쿄 이사당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우나시로는 제법 싱겁게 마무리됐어요 네,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마인도 이제 헤인 라이더도 이제 다 잡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구런 여기 공원에 저기 이제 잡고 음, 이제 유시마 여기 갈 때 저기 트럼펫터도 잡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3칼파 4칼파 이다 되죠 커가지고 뭐, 이렇게 됐고 아... 이제 그 말하는 와 이제 아마랑 해야 그래서 어, 어, 유기공 어, 가서 나다로 잡고